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랜네이보이즈의 병찬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에 약속했던 대로 저희의 연습실을 보여드리는 날인데요 일단 멤버들의 실시간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어, 저 혼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음, 오늘이 벌써 두 번째 구획인데 무척 떨리기도 하고 설레는데 여러분의 하트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병찬이와 함께하는 플린의 연수시 투어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가 있는 이곳은 연수시 2층이고요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무척 깔끔하죠? 그럼 이제 멤버들을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이곳은 저희 2층에 있는 보컬룸이에요 일단 피아노 방이면서 저희가 보컬 레슨을 받는 곳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아, 여기 승식이 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의 메인 보컬 형이 또 보컬 연습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역시 저는 메인 보컬이니까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 정말 많이 힘드진 않죠? 예, 오늘 1일 MC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오늘 1일 MC여서 네. 이제 멤버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 걸 하고 네. 있는데 네. 찬이가 피리 부는 소년인가 봐요 <laughs> 피리 네. 부는 아저씨 이렇게 한 명을 찾았습니다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laughs>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요, 거 요거 들고 가져가면 되나요? 네 도착! 네, 노래 꺼주시고 아예 예. 예. 네. 하죠? 이렇게 한 명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2층이라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들어가볼까요? 아, 저기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계단이 저희 정수이가 여기 있는데 맨날 춤 연습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리 같은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댄스 홀이 두 개가 있는데 이곳은 작은 댄스 홀입니다. 저희의 막둥이 수빈이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안무 연습하고 저희 뒤에 음악 부는 곳 한번 수빈이 수빈 등장! 수빈 <laughs> 등장! 네, 이런 그, 그, 크 한번 인사드려야지 인사드려야지 뭐예 안녕하세요 아, <laughs> 뭐 하고 있어 아, 귀여워 플랜 A 아, 플랜 A 볼지의 <laughs> 막내 수빈입니다 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나요? 저는 노래 무슨 노래 듣고 있었어요? 어, 트로이 시반의 네. First라는 노래 아, 팝송을 듣고 있었네요 아또 이곳은 또 수빈이가 자주 음악을 들어오는 곳이에요 네, 항상 보면 수빈이가 여기 앉아서 노트북을 틀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여기 되게 조명이 되게 좋아요 네. 이게 뭐 이게 그렇게 밝지도 않고 어둡지 않아서 다 진짜 좋아요 뭔가 되게 은은하죠 네. 또 이제 해당 멤버를 찾으러 가볼까요? 가자 가자 가자 가보시죠 이렇게 팀을 있고 이제 저희 음식 보컬로 가는 방이 있는데요 이제 네, 편히 쉴 수 있는 소파도 있고 네 보컬룸인데 총 여기는 6개의 방이 있어요 저희 이렇게 각각 멤버들 나눠서 쓰고 있는데 아, 여기서 누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여기 누가 있을까? 이방 쓰는 사람 난 알지. <laughs> 저희의 리더 리더 리더 와 상남자다. 와. 또뭐 하고 있었나요? 엄지 방송하고 있나 봐요. 아. <laughs> 저 가, 가사 쓰고 있는데 이거 보면 안 돼요. 아,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연습하고 있는 저희 승우 형. 정말 모든 걸다 열심히 하고 있죠. 아, 또 뭐, 뭐예요, 병찬 씨? 언제 방송하고 있어요? <laughs> 형, 형 병찬이가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네, 저는 네. 피리 피리 부는 사나입니다한 명씩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아, 또 이렇게 아, 열심히 네. 해서 근 방해된 건 아니죠, 저희가? 네? 방해는 아니죠. 아, 동찬이가 부르는데. 아. <laughs> 아, 또 이렇게 숨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총 지금 세 명이 모였고요. 한번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플래닛 보이스 리더 승우입니다. 아, 역시 멋진 리더요. 이렇게 총 세 명이 모였고 그리고 또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아, 지금 이렇게 모, 모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명씩 모아서 총일 명이 합쳐지는 건데 뭐야 기차 노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기차 노래 기차 노래 기차 노래 칙칙포포아 아, 아,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 락커룸인데 여기서 저희 옷을 갈아입고 물건, 물건들을 보관한 장소인데 한번 락커룸을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우리 <laughs> 귀여운 이 한세가 뒷모습이 아, 너무 아 이러다 아, 안세다 또 이제 저희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떻게 이거야 됐고 아, 아네 영광이에요. 아, 네, 영광입니다. 아유. 아 지금 뭐 촬영하나 봐요. 아, 지금 촬영 중 뭐, 혹시 여기뭐 하는 뭐 하는 곳인지. 아여기 어, 여기는 라커룸이고요. 네. 여기 제 라커룸이 있어요. 한색 거 한번 열어봐요. 네, 제 거. 네. 여기 열심히. 아또 이렇게 까까 하나. 네, 아, 지금 아, 아 까까 있어. 여러분 먹을 까까가 있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이거? 한색 또, 아, 또 편지 모아뒀습니다. 이거 또 팬 팬분들 감동하겠네요. 또 이렇게 많은 편지도 모아두고. 네, 네. 모아두고 있었네 열심히 보려고 또 공카도 항상 읽고 공카 요정이죠 아 <laughs> 정말, 진짜 네 맞습니다 가자 네, 이렇게 가자 저희 기영등의 한세 자 기차 기차 기차 기차놀이 여러분 합류해야지 <laughs> 자 여러분 드래곤볼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 보이세요 기차 드래곤볼 찾으러 가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희 땡소리 두 개인데 이렇게 큰 홀로 가려면 이렇게 또 나와서 얼른 오시라고요 빨리 오세요 하면 예, 이렇게 큰 홀로 넘어가는데 어, 저희 큰 홀이에요 아, 여기는 찬영이랑 세준형이 있네요 이게 저희 큰 홀인데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와 안녕하 준비하도록 시방의 리포터 찬 세준입니다 안녕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큰방 정말 넓습니다 네. 아, 아, 네. 아, 이 방은 여기는 안무 영상을 찍거나 네, 여기는 다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나 <laughs>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단체 안무 연습을 할때 네, 그런 곳이고요 가끔씩 야식도 먹을 때도 여기를 사용하죠 네, 아, 여기는 아, 비밀인데 자, 아, 네, 네. 네, 이렇게 저희 총 플래닛 모집 7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거요 인사 둘셋 안녕하세요 아, 사전 리포터 일로 뒤에 앉을까요? 어, 뒤에 앉아요. 여 있네. 어, 어떻게 여기 앉 여기 안 여기 있지. 와, 대박이다. <laughs> 네. 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2천 명을 좀파했다고 합니다. 뭔가 그때보다 빠른 것 같은데. 어. 감사해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잠깐. 이 네. 네. 연습실 투어를 마치고 다 같이 모였으니까 팬분들과의 소통 이제 시작해볼까요? 예. 예. 그래서 재밌게 한번 시작. 네. 네. 지금 다 5분 동안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아, 네. Q&A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보인다. 댓글들이나 하트는 많이. 이쁘게 나오지 참 궁금하네요. 댓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Q&A 많이 올려주세요. 어, 궁금한 거 많이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많이 많이 물어보라고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아, 아니 물어봤어. 하트 15만. 어, 아 하트 15만. 물어보라고. 감사합니다. 와. 내가 한번 이런. 저희 하트 15만 개래요. 어. 와. 감사합니다. 어, 찬이랑 애턴이 부르고 있는 팬분들 네. 있어요. 외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입고 왔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멋있다 멋있다 박수로 아, 멋있다 선배 입고 왔어요 오늘 부임 청라에서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이 영어 은근히 해외 분들이 많으세요 어, 다 영어 제가 일본어로 한번 소개해봐도 요 아, USA라고 있는 지금 예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봐 찬데스 제 여기 연도랑 제 이름 있어요. 어? 정말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어. 승우 오빠는 왜 맨날 모자만 쓰시나요? 저 모자 엄청 사랑해요. 아, 덥다. <laughs> 잠시만 코트 좀 벗겨. 사실 대머리라고 합니다. 사실 대머리. 아, 대머리예요. 아, 야, 네,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아, 있어요, 여기.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오늘 저희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아, 지금 또 날도 추워가지고 사투리 한 번만 해달라는데 사투리 가능한 사투리 가능한 여기 사투리 가능한 사람 없어요? 저희 사투리가 저희 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럼요. 서울 사람이에요? 저희 다 서울 잘 살아요. <laughs> 어, 어이 채팅이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여요. <laughs> 어,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키키키. 어, 어, 수빈이 수빈이 사사 해주세요. 오늘은 아. 수빈이. 자, 아 잠깐만요. 할수 있어. 네.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친구. 아 불러줘야죠. 알았어, 알았어. 아, 하나, 둘, 네, 셋, 네. 넷. 친구들 만나는 샤샤샤. 집에 지금 숙소 가면은 침대 옆에 다 편지 하나 이렇게 쌓이게 쌓이 있어요. 어? 뭐 하고 있어요. 질문 중에 아이돌 커버 댄스 가능한가요? 하는데 가능하신 분? 커버의 다리. 커버의 다리 여기. 커버의 다리. 커버의 다리. 아 여기 아니야? 여기 땡벌도 만드신 여기. 아, <laughs> 이렇게 이런 올리고 있나요? 아 좋아하는 선배님 중에 좋아하는 선배님들 중에 커버할 수 있는 댄스. 좋아 좋아하는 선배님이요? 어,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laughs> <laughs> 저 되게 남자답거든요. 선이가 애교가 많죠. 엄청 많죠. 산이 애교 보고 싶으신가요? <laughs> 산이 애교 많아요. 아, 저근 되게 생각보다 되게 독특해서 애교가 많이 없어요. 아니, 어디 거짓말을 팬분들께서 거짓말을 음, 입술이 예쁜 멤버는? 한세죠. 나지 한세 아니면 찬혁인데. 나지. 저. 근데 은근히 한세가 예뻐요. 카메라 들어 <laughs> 아. 아 이거 못하겠다 어떡해 하얀색 진짜 이쁘게 예뻐요 맞아요 팀 상관라도 팀 가려도 다습니다 단체 메롱 해주세요 메롱? 메롱 이거 저희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본인과 뭔가 명찬 손편지 다 읽어요? 손편지 다 읽습니다 네, 다 읽어요 저희 다 읽습니다 하고 있어요 저희 아,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쁜 사람. 손이 이쁜 사람. 아, 승우형이죠. 아, 승우형이. 아, 카메라 정말. <laughs> 와, 뭐. 정말 길고 섬세하게 섬세해 섬세해요. 이쁘죠. 어 그러면 승우형 손 어, 이쁘니까 샤샤샤 한 번 할까요? <laughs> 아왜 그러세요? <laughs> 이렇게 이쁜 손 잡고 싶은 분. 저 뭐, 저는 무쌍. 난 무쌍. 저도 무쌍이요. 아저 짱눈이요. 여기 속상 있어요. 네, 저도 무쌍인데 변화 무쌍하죠. <laughs> 아, 역시 래퍼예요. 역시 래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입사 계기를 알려주세요. 회사 <laughs> 입사 계기. 입사 계기 입사 계기는 네, 저희 가서 앞으로 천천히 알려드릴 수 있지 네, 않을까? 천천히 보여드릴게 천천히 준비하는 정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와. 내가 와. 여자라면. 자한명 한 명 물어봅시다. 누가 물어? 누구? 나도 물어봐 그래 찬이가 여자였으면 누구 사귀는 것 같아? 나 여자 우리 중에 우리 중에 그 누구랑 사귀고 싶어? 아, 없는 것 같은데. 나안 하는. <laughs> 우리가 성격을 알고 있으명찬 찬이, 찬이, 찬이. 누구랑? 누구랑? 찬이 형? 저는 만약에 여전하면은 찬이 형이 어, 한번 승식이 형이 괜찮 아! 요아 아! 아, 아! 정말 이렇게 또 고백을 하나 받았어요. 그렇죠. 매운 거 못 먹는 멤버는? 매운 거 못 먹는 멤버. 그때 나 완전 아, 세준이 형이 진짜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은? 보고 싶었어요. 어. 와. 야, 진짜 무슨 네. 말 해주고 싶어요? 팬분들 만나면. 사랑해. 어, 어, 아. 이렇게 말해. 아, 아, 아. 보고 싶다. 천상 아이돌이다 아이돌. <laughs> 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어, 제일 겁이 많은 멤버는 너보다 한시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한 시간. 아니 우리 우리 다 다방면으로 다 각자. 아 맞아. 거의 맞아. 세준이는 공부랑 없고. 네. 그런 거 오빠야. 바다 바다를 보서. 오빠들 살왜 이렇게 빠졌어요? 살이 왜 빠졌어요? 살 빼야 이쁠 것 같아서 살 많이 빠졌어요. 빠졌을까요? 아 너무 열심히 연습하나 봐요. 장난요 자동으로 빠지네요. 네. 살 빼려고 뺀 게 아닌데 너무 열심히 빠지네요. 해산물 좋아하는 멤버는? 해산물? 해산물? 난 해산물 좋아. 해산물. 아, 승우 형이 특히 좋아요. 승우 형 진짜 좋아요. 승우 형이 근데 못 먹는 게 없어요, 진짜. 저 못 먹는 거 하나도 네, 승우 형은 진짜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잘 먹어요. 멤버들의 가족 관계가 궁금하대요. 네? 멤버들의 형제, 형제, 형제 관계? 좋아요. 어. <laughs> 솔직했다. 어마어마했다. 어. 다들 몇 시에 자요? 몇 시에? 저희 다몇 시에 자요? 네. 즘에 자, 자, 자, 자, 저희 아까, 아까 자고 방금 일어났어요. <laughs> 어제 5시에 잤어요. 저희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잠못 자도 뭐 열심히 해서 만나,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 데뷔 빨리 해주면 좋겠다. 정말요. 데뷔하고 보고 싶은 분은 팬들 예, 바로 네. 여러분. 당연히 팬들이죠. 네, 저희 진짜 네. 네. 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진짜 근데 예, 저희 너무 네. 싶어요. 무대에서 보면 또 어떤 느낌인지 무대에서 팬들 만나고 싶어요. 네, 꼭 그런 날이 오길. 보러 와요. <laughs> 감사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승식 오빠 잘생긴 이유는 뭐죠 이거? <laughs> 어, 한마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진짜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잘 낳아주신 거죠. 아, 너무 좋다. 너무 긍적이었어 엄마 감사해요. <laughs> 엄마 정말 사랑해요. <laughs> 음,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 네. 어... 질문. 다들 뭐 귀여워, 사랑해 이런 거 해주시네. 네, <laughs> 저희도 사랑해요. 공포 영화 못 보는 멤버. 세준이 저 못 봐요. 세준이 저가 아, 제일 못 봐요. <laughs> 저도 어마어마합니다. 눈 가리고 하세요. 어 맞아. 오늘 또 고, 고등학교 3학년 분들 많으시니까 수능 응원 한번 또. 수험생 네, 여러분 네, 저번 주에 하긴 했는데 더 가까워졌으니까 네, 수능 꼭 잘 보세요 여러분. 별로 남지 않았으니 파이팅 진짜 수능 대박. 대박 나세요 또. 혹시 룸메이트 알려주세요. 룸메요? 저희 4명. 네, 방송 보는 그대로입니다. 네, 방송 보는 오, 어, 진짜. 어. 오, 어, 진짜네? 와. 방송 보는 그대로예요. 네. 어, 와, 진짜 룸메이트는 미칠남을 확인하세요? 네. 네. 건강 사수. 예! 네, 저희 이제 Q&A 시간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쉽다. 어떡하지? 네, 자. 아, 저희 이제 약속했던 아, 시간이 지나서요. 너무 빨리 끝나고. 너무 아쉽다. 저희의 두 번째 생, 생중계 플랜의 연습실 투어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laughs> 말해주세요. <laughs> 재밌었죠? 아,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아, 아 댓글, 댓글, 댓글. 말좋요 틀린다, 틀린다. 댓글로 대답해주세요. 어땠어요? 봐야지. 어땠어요? 봐야지. 보고, 보고 대답해야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댓글, 댓글. 재미, 재밌었어요? 가지 말래, 가지 말래. 안 돼, 사랑해, 오빠. 반가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지 말까? 다음. <laughs>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gasps> 뭐야? 어, 저희 신청자분들이 4,000명. 4,000명! 4, 4. 이야. 감사합니다. 이제 세네이브 이제 저희 연습하는 공간, 평소에 생활하는 공간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깔끔하죠? 이 정도는 뭐 깔끔하죠. 네, 방송하기 전에 정리했죠. 네. 아니야. 네. 네. <laughs> 걸렸다. 아, 아, 아 걸렸어. 아, 아 걸렸어. 가지 마요. 아, 저희도 가기 싫어요. 너무 빨리 끝났네요. 오늘도 이제 마무리 하는데 똑같이 각각 소감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오늘은 네. 뒤에부터 갈까요? 네, 오늘은 네, 뒤에부터 갑시다. 어제도 한대것 같아. 아 아니, 나부터 할까요?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 어, 어. 씨. 왜 나? 먼저 했잖요 수빈. 아니야, 너가 먼저 해. 아, 어, 미스지. 네, 저희 연습하는 공간을 이렇게 공개해서 되게 좀 쑥스럽 쑥스럽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재밌었죠. 연습실 말고 딴 데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오, 귀엽다. 네, 다음 찬. 네, 찬입니다. 네. 그렇죠. <laughs> 아, 저 저번에 약속대로 되게 이렇게 일찍 다시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다시 멋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볼 수 있으면 바로바로 날라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화이팅! <laughs> 네. 오, 마이크가 좋네요. 네, 두 개나 있네. 네, 저희 아직 보여드리고, 싶,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더 자주 자주 보고 또 오래오래 보면서 서로 많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더 좋은 추억 만들어가요.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와줘서 감사합니다. 와. 와.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오늘도 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시간 짧아서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아쉬운 만큼 또 다음 다음에 할 또 방송이 또 기대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같은데요 네. 아, 한국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미칠남도 이제 1화밖에 안 남았는데 미칠남 도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보시 이제 마지막 화도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플랜 A 보이즈도 곧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 잘한다. 홍찬이. 홍찬이. 네. 오늘 두 번째 비행에서첫 번째로 이제 MC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오, 1일 MC. 아, 어,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더 자주 <laughs> 더 자주 할게끔 많은 노력할 거고 아, 빨리 여러분 앞으로 다가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승식이요. 예, 승식입니다. <laughs> 어, 오늘 두 번째 V앱 촬영했는데요. 어, 저희 연습실 보여드린 것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희 그 뭐지 V앱 정말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laughs> 이렇게 그래요? <laughs>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네. 이런 기회들이 있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 더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알러뷰합니다. 예, 예. 네, 네. 예, 하지아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V앱을 하게 됐는데요. 아 이제 오늘은 연습실. 어 저희가 큰홀이 있느라 저도 되게 짧게 느껴져요. 저희도 가기 싫은데 어, 다음에 또 V앱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열심히 연습하니까 그것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아유 대견하다. 사랑합니다. 아우 멋있어 멋있어. 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 저번에 약속한 대로 빨리 찾아왔죠? 아, 또 금방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 그리고 다음 주가 드디어 저희 미첼남 마지막 방송. 어. 네, 맞아요. 근데 전화수 네. 아 괜찮아. 전화수 꼭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네. 네. 카페도 꼭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저희 자주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가 많이 와주세요. 편지 네, 많이 써줘. <laughs> 많이 써줘. 마지막으로 다같 인사하고 끝낼게요. 네. 네. 빨리 인사 하라. 네. 와 인사. 와 인사 안 하면 안 돼. 아. 인사 안 하면 안 돼요. 아. 아, 우리 아니 이대로 우리 밤밤 셀까요? 좀만 좀만 더. 하나.